울지마 울지마 어른 잡고 나를 다 잡고 내게 밝게 웃어줄게 귀였을 땐 빼고 내 입꼬리는 칠레 나빠야지 사람남지 연마해 귀엽고 예쁘면 장땡이냐 근데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가졌네 삐뚤어진 성격 모두 날 감네 아주 그냥 확 너는 왜 계속 웃어 당황하는 틈을 참날 무장해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둘이 내꿈 참고 마음을 다 잡고 내게 밝게 웃어줄게